애기라 잠을 많이 자나? 엄마 하지 말래 <laughs> 예쁜데 어떡하냐 아, 나 지금 얘 잘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죽어도 안 돼. 여기 간식 숨겨놓고. 우, 왔다 왔다 왔다. 코카 완전 대박. 완 집착강해. 금방 익혀. 드디어 했어 자기야